음, 눈부셔? 눈부셔? 이 눈부셔? 이 눈부셔? 앞에 옆에 나란히 이렇게 누워있는 것좀 보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싫어? 조용히 있어? 알았어 조용히 있을게